수준에 맞게 합시다 수준에 맞게 제 수준에 맞춰주십시오 컷던을 바꿔네 아, 왜안 맞아? 아 오늘 뭐 다안 맞지? 예! 아아 아, 뭐야 오이 뭐야 아 이거 아니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에이 가만히 계셔도 신방이 뭐지? 그지아 뭐야! 아, 억울하다 아 방금 너무 억울하다 왜 안 맞냐 나는 Round two. Fight. 오! 아 흘렸는데 Oh. Round four. Fight! 또끝판도안 맞네 어왜난다 맞냐 에휴 짜증 하시면 100푼 나네 라운드 1 fight. Stop! 아 진짜 아깝다 라운드 2 파이트 Yeah! 어 이거 안 맞아? 에이 진짜 라운드 3 파이트 안돼 안돼 안돼 먼저 Oh, shit! Round one. 나가냐? 아, 비슷하게 한 모자 가지고 이제. 나이스 아 죽었나? Round four. Fight. 아 아이고 그렇지 나이스 또 그렇고 방송 한번 해보세요 자 열혈 팬이 되드릴게요 라운드 1 fight. 아유 잠깐만 Round two. Fight. 가만 있을걸 아 정말 아 날라 아이 Round three. Fight. 맞아. 안 죽어? 아, 안돼. 했으면 제가 구독을 눌렀을 텐데. 아, 왜 나는 안 맞아 저거? 아, 진짜. 그렇지. 와 대박 라운드 3 파이트 아하 맞아 와, 씨, 대박.